あの 벌써 20초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깜짝 놀요 네. 네, 네, 박수 한번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검은색이랑 보라색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하다 역시 밀크티는 곰돌이 밀크티 자 이제 또 초코 먹었어 블랙 밀크티 먹었어 너가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아, 아, 너가 항상 그러니까 내 팀 내소열이 87,287이잖아 어 지금 러브샷? 이건 초코예요 이건 밀크티 야 나도 초코 줘나 초코 줬어요 한 입만 주세요. 네, 다리에 뭐 저도 한번 줬어요. 어? 그거 일부러 준 거야. 아, 어, 전체적으로 음료가 정말 진해요. 여러분들 자꾸 앞으로 가지 말고 들어오세요. 정말 진해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특징이 뭔지 알아? 저번에 클라치 됐다 계속 앞으로. 계속 앞으로 가지고 계속, 계속 뒤로 가죠. 나중에 이렇게 찍으셔. 아 그러니까 왜냐면 클로즈업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해드리는 거죠. 클로즈업 이렇게. 그러면 이렇 왔다 수고를 해야 수고를 덜어 수고를 덜어드리는 거야. 어. 클로즈업 하고 이제 따라 이렇 인설 인 우리가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카메라 워크도 이렇게. 저 차출연이에요. 나는 아 나는 엄마가 딸기를 음. 갈아가지고 음. 그 청을 만들어서 음. 우유에 해서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싫었던 게 나는 흰우유 먹으면 괜찮아. 머르면은 근데 흰우유 머르면은 이거 좀 몇 번째 거요? 아 왜? 나가 나가 나가 이거 마이크 다 들어갔으면 형말 못하는 사람 오늘 나가. 오늘까지 나도 말안 뭐 했어. 계세요. 맛있어요 완전. 쇼음악 중심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그리고 팬미팅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많이 와주시고 저희 앞으로 자주 봬요 안녕 조심 할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방송 때 봐요 안녕